맞춰드릴게요. 아, 진짜 크크.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깔맞춤 <laughs> 잠깐만 잘한다 잘한다 콜라 초코톡 제로 콜라 Oh ice ice Oh very cold So cold Come on Come on falling. 댕댕댕. 찍고 있어요. 빵야 빵야. 빵야 언니 인, 인상 좀 이렇게. 어, 막 이러지 말 인상. 아니. 땡. 이번 정안나오는거 예상합니다. <laughs> 한수함을 먹더니 기분 흐리고 흐리고 뭐 <laughs> 원샷 원킬 이러다 그만아! 이러다 아! 네. 나 저번에 오빠 어떡하고 싫어 싫은데 왜 이래 내가 하고 싶은 머리가 있단 말이야 아어 옥주쌤 옥주쌤 얘가 머리가 막 이렇게 해요 너 이번에 왼쪽 어가운 지금 너무 자벌레처럼 걸어. 안 돼, 안 돼. chocolate, chocolate. Only Singapore chocolate. Made in Singapore chocolate. This is so name Singapore chocolate. Chocolate, chocolate, Singapore chocolate. 살짝 그 텐션이랑 so pieces. same, same. <laughs> 익숙하잖아. 귀여워. <laughs> 기대 있어. 얘 표정 봐. 귀여워. 달아. 아, 여기 있어요. 아, 아니. 내려봐, 하니코가 됐어. 여기 봐. 아! 네. 아 민망스. 거야 아니 너무 잘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뻐 너무 귀여워 우리 친 같이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거는 카니발로 가 만두, 만두, 만두. 아, 만두, 만두, 만두. 혜진아, 이제 그만. 혜진아, 혜진아, 혜진아, 혜진아. 예! 정말? 갑돌? 오민영 들은 거 같아. 오민영 들은. 원숭이들이 치는 거. 슬퍼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네, 치명적이고 싶어서. 안녕, 내일 봐. 안녕.